学校吗? 学校吗? 마만 붙여. 니하고 시. 다음에 공항 가냐 시작. 你去你去机场机场嘛吗？ 어 마만 붙이면 되지. 시작. 我去 니치. 아, 니치. 니치. 너 병원 가냐 시작. 去 니치. 去验 그렇지.验吗？验 어 그렇지. 오 됐어 됐어. 그다음에 식당 가냐 시작. 你 니치. 去饭店吗？ 일단 이것만 네 아들하고 외식할 수 있는 거지. 네 아들이 짤짤칠 집에서 먹어. <laughs> 대단해. 자, 카이 카이 카이동 카이동 불 켜는 거. 카이추카이추 카이먼 카이먼 따까 카이 카이 뼈 뚜껑 여거 카이 카이 카이 회 카이 회회회지회 지회 이게 뭐라고요? 기회 <gasps> 이제 요거 요요 리듬을 살려야 돼. 아니. 때려쳤어. 때려쳤는데 이, 이 이걸 잡아야지 중국어 요거 요거의 반응이요. 자, 카, 카이회이 开会 개회야 개회 열 개회 이러니까 미팅이야. 카이회이 开会 자 회의 会 이 一시 四 에? 四 이 시, 一四 회의 시 会四 나왔어? 会议室， 시작. 会议室 다 빨간 거야. 会议室， 어, 회의 시, 会议 회의 시, 会议 회의 시. 알겠죠? 오. 의는 없으니까 이로 바뀌는데 빨간 거예요. 와. 요이사 똑같아 발음 거. 자, 취, 취, 회스, 회스, 카웨이, 카웨이, 취 회스 카웨이, 취 회스 카웨이. 오 대단하다. 헤이 시대 지금 헤이, 헤이 갑니다. 오 대단해 대단해. 자, 빤, 빤. 사무실 빵공스 빵공스 빤스 만드는 공장 빵공스 빵공스 자, 자 빵공스 빵공스 빵공스 빵공스 공스 공스 페이스 페이스 빵공스 빵공스 자 회사 간다 시작 워치공스 워치공스 워치회이스 워치회이스 워치빵공스 워치빵공스 사무실 됐죠? 그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 잊어버려 잊어버려 잊어버려 잊어버려 머리 아, 포함니다 어 여기까지 머리 좋아 아빠 싱콜러 싱콜러 싱콜러 싱콜러 니에 싱콜러 니에 싱콜러 니에 싱콜러 싱콜러 라오스 싱콜러 <laughs> 어. 라오스 싱콜러 우 라오스 싱콜러 라오스 싱콜러 가품하는 거야 이 바이즈 먹으 네.